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이 아니라 바로 <laughs> 플러스 크래프트 플러스 플러스 크래프트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고자 영상 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았다시피 저희 필크 서원분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송별의 현장인데요. 저는 어, <laughs> 지금 마지막이라 <laughs> 모두 맛이가 <laughs> 모두 씨앗과 수박과 돌을 뿌리고 계시네요. 어, 한 번 한 번씩 일단은 어, 소감과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듣는 게 낫겠죠? 그쵸 여러분? 아 그러면은 한별 씨 어, 마지막 한마디? 최, 최후 최후 최후 최후의 한마디 그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 최후는 이제 다시 못오못 아, 네 말을 <laughs>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저 <laughs> 위에 올라가 계시는 태인님부터 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장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지금 그, 몇 네네. 지났는데 180만 원밖에 없네요. 세상에.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후야님 마지막 할, 말씀, 할 말씀 하자면은 노동을 하면 너무 힘, 음. 힘이 듭니다. 네. 어, 다음으로 이제 들어오실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은 들어오시면 음, 개고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헬티타님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맨 마지막 최후 아, 최후 아니야 최후 아니야 새로운 감독 박재범 환영. 아, 이렇게 해서 저희 아, <laughs> 저희 플러스크래프트 서원분들을 선물을 물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뭐지? 저번 며칠 전에 저희 서버 팜 이제 팜 검증물 훼손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 서버 멤버 물갈을 이번에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크가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 풀크는 어, 비공개 녹화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라올 예정이에요. 왜냐면 생방송 제가 일수를 줄이다 보니까 생방송에서 진행하기에는 이제 방송일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 앞으로 비공개 녹화를 진행하여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나가시는 선원분들은 다시 못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지금 나가시는 선원분들도 구인구직 영상의 댓글에서 이제 달아주신 후에 면접을 보게 되면은 들어오시,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새로운 서원분들은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구인구자 영, 영상이 아마 올라오겠죠? 네, 그 영상에 이제 댓글에 구인구직 에 대해서 이제 본인을 뽐내는 댓글을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때 따로 이제 양수 제가 방송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 필크 그 일기라 하죠. 저희 필크 그 일기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3만 10개 아까 그 데빌님 어줄 뻔했네 데빌님 그 뭐지 상자를 열어보자면은 여기 편지가 있네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데빌이에요 저는 작가님 섬에 와서 한 건 별로 없지만 친절한 작가님과 선원분들에게 감동을 받아 열심히 일할 거라고 멘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펌테르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점은 분께 화를 내고 해서 다른 분에게 진심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갈까지 물갈까지 쉬고 돌아와서 작가님에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작가님 100만 구독자 가자! 작가님 화이팅 하시고 기죽지 마세요. 아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아쉿쉿 그러 못, 못척 해주는 거예요 롤 그런 거못 본척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